호 오. 딩동댕. 이 오, 거울이셨네. 거울이 있었구나. <laughs> 김민 씨를 도발하는데 아. <laughs> 오늘도 운동을 하는 올리모노보다 반지를 고르는 유주 <laughs> 이거 우리 쉬할때 네. 손가락 잘 보이잖아. 네. 세개 중에 세개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세개 네. 중에 이제 핫대를 일단 임의로 해볼게요 들어가는 쪽으로 가 어? 어 그거다 이거? 어, 어깨 어깨 좀안가아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이언분들 인기가요 무대 예쁘고 그다음 섹시하고 멋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마시고 미리가 말했던 것처럼 섹시하게 봐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귀엽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긴 바로 밀포터가 나와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나인씨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나인씨 무대는 잘 아, 마무리하셨나요? 아 찍고 계셨군요 아 네. 몰랐네요 오늘 어떤 네. 그 파트가 제일 관전 포인트예요? 그 러브 형과 네. 저희 그 회심의 파트 아. 그 파트가 오늘 상당히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What you need, Johnny 너무... 되게 되게 무대 잘하시던데. 어, 네. 아, 네. 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주 한라봉 칠러 플러스 까라멜 마키아토 너무 맛있어. <laughs> 두 개를 섞으면은 그 제주도 그 한라봉 초콜릿 있죠? 네. 그거 맛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인기가요.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리뷰도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뿅! 뿅! 뿅!